제가 폭설 속의 일요일에서 한인마트 가서 장 봐왔던 거 있죠? 육개장 먹고 싶다고 했던 거 오늘 드디어 육개장을 만들어서 이제 먹어봅니다 우 유학생의 요리 실력 유학을 오면 요리 실력이 느는 걸까요? 국물 음. 어 맛있다 저는 저의 요리가 맛있습니다. 제가 양지머리를 너무 적게 사서 가른 소고기를 좀 더 넣었어요. 만들 때. 국물이 끝내줘요. 아 근데 좀 맵긴 하네요. 근데 맛있어요. 음. 고기도 아주 부드럽게 잘 삶아졌습니다. 육개장 고기가 야들야들한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현재 저는 지금 음대에 왔어요 오늘 푸루타는 저의 친구들이 파이널에 올라갔거든요 4명 중에 2명이 저의 4명 중에 2명이 파이널에 올라가서 친구들 응원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폴리니 샤워 Hello. Hi. Yeah, so we are so sleepy. are you so sleepy? I'm so sleepy. Yeah. Hi. So cozy to sleep. yeah. So cozy. So we are here to support Pauline. Pauline. Yay! Fighting! Zayo! Zayo! How can I, how, how can I say Zayo for Taiwanese? Oh, just 加油. Just 加油.加油. Yeah. Little different from Chinese, right? Oh, actually, it's not like I don't know that kind of thing in Chinese. Mm. Uh, in Taiwanese, but 加油 is from China, Chinese. 加油. So, 加油, fighting for <laughs> 당 충전하세요. 당 충전. I I I said her to save your sugar things. My sugar level. Oh yeah. Oh, oh, true friend, true friend.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Andrew, Andrew really. Oh! <gasps> <gasps> he told you all Oh, good job, good oh boy, good boy. Double wrapping, double napkin. <laughs> you, need to. 그쵸. 아, 야 비가 수고했어, 수고, 수고. 힘들어. 힘들어. 뭐야, 어, 애차. 친구들에게 선물도 다 전달하고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하고 또, 또 수다도 떨고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한 보스턴 음대생의 라이프 어떠셨나요? 재밌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일요일이었는데 오늘이 저의 유일한 휴일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쉴새 없이 움직이었네요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까지 찍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꽤 할 게 많았어요 트레이더조에 가서 장도 보고 또 먹고 싶다고 육개장까지 끓여 먹고 또 뭐 처리해, 처리해야 할 일도 있고 콩쿨도 있어가지고 오늘 좀 모셔서 지금 항상 아침에는 쌩쌩하게 비디오를 시작하고 이 비디오가 끝날 밤쯤 되면 저의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오고 여기가 이렇게 눈자, 눈자위가 푹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